얼치마가 그게 제일 맛있어? 오? 왔어 코코야?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 우리 코코 기다려 나먹르르르르나 먹을 거 너왜 엎어져 있지라는 표정 짓지 마.